한참 걸어갔어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아무런 빛도 없었다 다시 걸었어 아마 열두 걸음째였나 내게는 걸을 의미도 없었어 그때 내게 그 말은 그럼 대체 왜 했던 거야 술에 취해 넌 내게 대체 왜 내가 보고 싶다 싶은데 Again and again and again 흘러가고 있어 내게는 사랑이 남지 않았어 사랑이란 마음도 점점 증오가 되어가지만 술에 취해 또다시 반복되는 네가 그립다 for y o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네. 아 좋습니다